이제 제대로 부른다 떠나는 그림자 아직도 아픔을 서성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 내 마음에 추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오! 선명한 군들만 두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를 날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감직한 채 커버렸구나 혼자서 자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깨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허기진 소망이 가득 메워질 때까지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하지만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아 이상이 왜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지? 어우,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